저희가 어디에 왔죠? 4월레 코드 왔습니다 음, 제 앨범이 드디어 발매됐다 해서 한번 제가 직접 가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어, 어, 어, 가보죠 그죠? 깨미 깨미 가보죠 저희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아 바로 있네요 바로 있네 아 바로 앞에 아, 오히려 있네 엄청 크게 해주셨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가보세요 네. 아 뭐야 박수 박수 아, 아, 눈물 흘릴 것 같은데 두 가지 버전이 있네요 보니까 네, 사진이 달라요 약간 여긴 좀 멀잖아 오케이. 여긴 좀 가깝단 말이야 우리 네, 네. 얼굴이 좀 잘 나왔어 그렇죠. 얼쵸열용으로 이거 어때요? 오케이. 과연 이쿠라 데스까? 이쿠라 데스까? 이쿠소 가보죠 네, 가볼까요? 가보시죠 사바나 이후로 네. 우리가 직접 앨범을 사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러네 어, 완전 진짜. 완전 초반 이후로 처음 가보죠 결제를 합니다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어 긴장되는데요. 꽂아보세요. 오 됐습니다. 어. 어 좋으십니까? 2이네. 헌터니 네, 매차 2이네. 와. 앨범을 사는데 많이 들어주세요. ぜひ聴いてください。 알죠? 그럼 바이바이. 안녕.